꼭 방앗간마을 차가 경차 주차 스위 어디 같아? 그래 60km의 라인강 줄기가 협곡, 협곡이 어, 저돌 하루 방거 이건 어디서 갖고 왔대? 한국에 진짜? 응. 아 저기 써있다 뭐가 이게 아마 그 저기 조리하면서 갖고 온것 같아 음, 예쁘다 여기서 보니까 참 신기하다 오 진짜네 여기 써있어 대한민국 제주시는 독일 노렐라이시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기를 기원한대 2009년에 한 건데? 도라르망 제작자가 대한민국 명장 장공이기네 오늘 정말 날씨 너무 한동안 너무 앉아있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서 월요날 여기 오는, 길이 별로 then I Thank you. 배가 계속 오네 저 뒤에 또 오나봐 아, 그러니까 저기 컨테이너선도 있고 보니까 바지선도 있고 그렇더라고 저 그러게 근데 저기에는 못 뭐 실었대 안 보이지? 예. 이게 한참 유행하던 게 그 그멍 때린다 그러지 사람들 뭐라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하기 딱 좋은 데인 것 같아 평온하게 뇌세포를 쉴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 보이는 거지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던 바람이 부드럽게 피부를 스쳐가니까 기분이 좋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따가웠잖아 써있네 전망대 아름다운 풍경 어. 어. 이 안이 그거네 그 안쪽에 어. 아 여기 좋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 그러게 아까 저 위에 로렐라의 언덕에서 본 배네 어. 배야 무슨 배인지 모르겠다 바지선? 어, 꽃도 너무 예쁘게 폈다 얘는 저거네 그래? 벚꽃이 아주 우리 원래 이어 가르쳤는데 맥주 마시는 다리 아 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다 막혔네 그럼 저쪽에 가면 전망대가 쫙 나올 텐데 there. 네, 다리 짧은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여섯 번, 여섯 번. 14일로. 어른은 14일로, 아이들은 11일로. 재밌겠다, 씨. 이제 파는 거. 일요일날 한번 타볼라 그랬더니, 어, 이거 스위스 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재밌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거 스위스에 있는 걸 처음 봤거든 아 그거하고 좀 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 내일이 비트럼이라고 했나? 이게 자기 그거 그래 응. 할머니들도 타시더라고 응. 이제 tutto famiglia non tener nulla angela mia non è vero 여섯 번 타면 이제 힘들어서 못하나? 여기서 보니까 되게 신기해. 근데 얘, 이 양반들이 더 미남인데? 어, 되게 잘해놨나 봐. 명장이한 거래.